1. 한적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멀티태스킹이 어려운 이티제는 데이트할 때 애인에게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시끄럽고 인구 밀도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에 지친 이티제를 힐링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티제가 빠르게 애인에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2. 접근하기 안 어려운 곳 보통 주말에 데이트할 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데이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름 휴가를 받았다면 마음 먹고 산, 바다 등을 여행할 수 있지만 팍팍한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에 인적 드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아마도 좀비 모드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3. 이왕이면 가성비 좋은 곳 그렇게 이티제가 엄선한 곳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면 단골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티제가 단골로 가는 곳은 웬만하면 호불호를 가리지 않는 곳이므로 잇티제 성격처럼 덜 자극적이지만 꾸준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잇티제의 데이트 전후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티제도 사람이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평소보다 up된 기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신 데이트가 끝난 후 귀가해서 잇티제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음속으로는 데이트에서 느꼈었던 감정 그대로 이어가고 싶지만 특유의 ST 감성으로 인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상에 복귀합니다. 이건 상대가 갑자기 싫어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이티제만의 기본 패시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당황하지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다음엔 어떻게 분위기를 업시킬까? 를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ISTJ ga de kaldi t Date yak sok yul mayan hu wak hijaba notsub nada. Adisa, mayat si a man nal gut inji, man nasa muwol mukko, six of hu a hal halji, jun mail a musin gakat si gunayan man nanun gutsuno regi yo jejun ildi ganun had nada. Yun a cho ban date hanun demugi yuhu wek date hanun e yunun da yung yum guwagat sub nada. First, school company il e namu busy he sudodja he schedule jal gan e udsukda. Second, humchi anji men, sangdi bang unaduge date lul jin heen hanun ji chek hagi we hasa. Date schedule jamun de it sudad jung nasula un mosud yul boy ji man. Sandi bang ui opinion yul jiang chung, sulhi yum hanun fi yun eat na da, because ne gar jo ah hanun salemi e na ka yo dug dag. Plus schedule yer yak e jag heen gayan e la mayan. Date dan il jungan jungan schedule e change do we noon gungu when chan subne da. However, kun tul yul up kaba go a ah, yes e lo un theme Jin heen han he ya go ha mayan. bun e na bajil suit subne da. Si an I lul musi dang het de go seen gak hal suit gi di moon e ne da. Date hal di T J gar sun jung han sig dang agat sul di siksahu feedback that noinga solwan hadne da. Jun jungjuk euro fi yeon ga hajumayan jail jokko. Manyaga dunjung imayumayan dula damayan kok yigi haju seyo. Guli ya e seek dang bu man ane lan bi sukhan seek dang yul go lul di chan go hagi di moon ebne da. Seek dang, cafe, dessert dumbani nu i chui hiang yul dulu dulu mal haju mayan. Gi uk het de ga ban yung hebne da duk dag. ISTJ Noon Jasin Guwagi Yo Jejun In Sang Di Bang Yul Euro Man He Dan not Go Si Pasar. Juro Seal Ne e A Susang De Bang Yul Bala Bomaya De Hua Hanun Gutsul Jo Arhat Nadar. So, Yigi Lul Hector Garbun Wigi Garjo Gumji Lu Hajil Gutgat Yul Di. Nagar Susan Chek Hanun Gutsul Jo Arhat Nadar. ISTJ noon sale mayan suno li lilul man he go ji ne wat darbo ne. gum e la dubu wiki gaji luhan gut gat da noon seem gak e dolmyan. Ji gum ne ga duck dag gung he yasa e lunbun wiki en ga sop euro seem gak had ne da. Gulal di mili on seem ki ya junyan ne Ba ahau gut ne da. ISTJ Waham K Latte World Gatum Nali Dong San Yul Gagedu Wimayan. Gumail got ISTJ heru Schedule Yul Mojo Libi Wat Danu Dut Ibne Da. Ili Upsu Mayan Mandula Sula Duhalulul Hiyo Yuljuk Uriso Bihal Hianoin ISTJ get Heru Schedule Yul Mo Du Bi Wah Balin Gut Yunum Chung Nan Ui Mi Lul Gajib Ne Da. 예, 배우로 쉬는 것 좋아함. 이티제가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귀가해서 편하게 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야근, 회식을 지향하고 칼퇴해서 본인의 일상 루틴을 소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한 이티제는 주말 스케줄도 깔끔하게 소화하고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의외로 플러팅 차람 이티제가 로봇 같은 리액션을 하는 이유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습된 뚝대기 로봇 이티제는 상대의 플러팅에 대처하는 만족스러운 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 만족했다면 신이 난 이티제는 맞춤식 플러팅을 진행해서 상대에게 놀라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아무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므로 상대 입장에선 로또 맞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도시 청해주시 야사감 사합네 드덕덕 제이앙산 율통하 ISTJ와 유아헌인 신고하시 길기 원합네다 ISTJ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 마연 Secret y e o n g s a Vlog, ASM Ar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 Subnada,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aib Haju Seyor.